예고편 함께 보러 온 나라입니다. 31화는 모두 보셨겠죠? 바로 32화 예고편 보면 되는 거죠? 혹시 아직 30이라 안 보셨으면 위에 뜨는 링크를 눌러주세요. 다 보신 분들은 그럼 32화 예고편을 보러 가실까요? 나라야. 현 오빠, 잠깐만요. 금방 가요. 나라야 어디가? 우리 안무 연습해야지. 어? 아이 근데 지금 현우 오빠가 기다려서. 뭐? 우리보다 현우 선배가 중요한 거야? 어, 아, 니 얘들아 그게 나라야 어, 갈게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 봐 네? 다음 주요? 안돼 32화 기다려요 오빠 나라가 갑니다 그때 봐요 오 오호 저 나라가 시아 송이와 현우 오빠 사이에서 갈등하는 로맨스? 그러나 결국 저는 현우 오빠를 선택하고 마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? 아니라고요? 작품은 역시 악역을 맡은 시아와 송이에게서 벗어나려는 저와 그런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저의 삐앙세 현오빠!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펙타클 어쩌고 저쩌고! 인가봐요. 엥?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? 그럼 어디 내일 한번 확인해볼까요? 내일 꼭꼭 같이 확인해보자고요. 그럼 내일 봐요. 안녕!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!